여기 보면은 자 여기 델타 지금 내가 그 갈아타는 걸 표를 하나 더 뽑으려 고 그러는데 지금 기계가 없, 안 보여서 그냥 바로 이걸로 확인하려고 델타 2508 보이죠? 어, 10시 54분 뉴 아크예요 도착한데 뉴저지 뉴, 뉴 아크 여기 이제 알파벳 순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LMN 여기 뉴저지 뉴 아크 그리고 딴 데 가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심심하고. 심심하고. 엘리하고는 근데 저번에 달라스 갔을 때는. 건물이 너무 다르게 생겼네. 약간 좀 한국 느낌 좀 나는데. 네. <laughs> 살짝 그죠, 이게 건물. 한국 그, 좀 시골 동네 같은. 음. 여기 뭐 이게. 한국어 되게 그자 많이 써져 있고. 한국 시골, 시골 동네 이게 건물이 너무 다르네요. 아, 아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점을 해, 이걸 건너면 이제 뉴욕인 거죠? 음, 밤이. 이게 허드슨강이에요. 허드슨강? 음, 굉장히 크네요. 여기가 이제 뉴욕. 음. 역시 동부라 그런지 역시 구름이 많네요. 날씨 내일은 또 완전 화창해요. 진짜 음. 끝이 다 보일 거야. 지금 좀월드트레이는좀 음. 보일랑 말랑 하는데. 음. 아 여기 멋지네요. 되게 강이 되게 크네요. 야 한강하고 한강하고 비교가 안 되네. <laughs> 비교가 안 되네. 야. 한강은 여기 비하면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때는 정말 여기 나 음. 진짜 이쪽으로 딜리버리 하는 것 때문에 몇번 들어갔는데 네. 어, 진짜 아니고 진짜 완전 영화에 나오는 똑같아요. 어, 지금은 근데 치안이 좋아진 건가요? 어, 엄청 좋아요. 근데 여기- 백인 뒤들어왔서 그래요? 근데 여긴 아파트들이 완전히 그냥 높은 아파트에 촘촘히 돼 있네요. 아파트가. 야, 이건 LA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인데.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방금 여기가 롱 아일랜드. 그,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이쪽이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면으로 동쪽으로 가 음, 동쪽에 이제 롱아일랜드가 강을 건너면 있는 거군요 아, 같은 여기는 또 여기 메트로 카드 이들이 뭐예요? 근데 여기 카드를 사야 되는 아 카드를 이제 사러 가야 되지 또 뭐? 마못 뭐? 아, 들어가겠는 거네 없는 파킹 뉴욕, 뉴욕. 아니, 어, 저, 누가 지금, 저, 저 버스킹 하고 있냐. 어. 아주 그, 곱. 이거 진짜 뼈로 된것 같은데 되게 옛날식 의자네요. 보시면. 옛날식 의자. 여기서 아까 저보고 노란색 옐로우를 타고, 어, 30 몇 가락이지? 34가에서 내려서 어, 브로드웨이 쪽으로 밑으로 걸어가다 보면 뭐볼게많다라고기가 가야지 알아. 왜냐면 스타일이? 어.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그게 있어. 만두 저쪽에 가서 그 땅콩 땅콩 목자 골목에. 제가 며칠 동안 여기 머무는 동안 저에게 할애를 해준 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익스프레스고요. 익스프레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트랙 어,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지금 가는 데가 42nd Street 이게 지금 여기는 역들이 어떻게 되 있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6호선은 6호밖에 안, 6호 기차밖에 안 하고 아 저기 메트로밖에 안 하고 치우선 7호메트로밖에 안 오잖아요. 여긴 그렇지 않거든요. 한 레일에 어, 여, 여러 호선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여긴 지금 익스프레스랑 익스프레스 아닌 거랑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익스프레스, 이, 이 익스프레스고 이건 그냥 일반 트랙. 익스프레스를 가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이쪽으로. 쭉, 지금 만약에 내가 가는 곳이 뭐 33가나 40가 이러면 익스프레스를 타면 안 되죠. 왜냐면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 여기 타임스퀘어 몰입하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를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이 본인이 타는 게 어, 몇 호선인지를 알려면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타는 곳의 그 위쪽을 살펴야 돼요. 다른 거 보면 헷갈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7호선 맞고요. 7호선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허드슨 열드 맨하탄 이게 지금 이스 웨스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거 이, 그, 이거 그, 그리고 또 이거 익스프레스인 거예요. 어, 좀더 빨리 가기 위해서죠. 여기는 7호만, 7호선만 오는 거예요. 엘레 LA보다 더 조, 좋은 게 LA는 환승이 안 되거든. 갈아탈 때 돈 다 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어, 환승이면 돈안 넣어도 되는 거고. 약간 좀 후덥지근 한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영문으로 써 있어요. 플러싱 투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이거는 어 아까 내가 아까 내가 지도로 했는데 지도는 불편하니까 그냥 앱을 깠어요. 앱을 깔면은 여기 뭐 가는 방향이 어딘지 나와 있잖아요. 영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앱을 확인해서 가는 방향을 먼저 잡고 가야 돼. 42nd and 8th Avenue. 오케이. 저건 이제 뉴욕 투어 버스고 저희가 타임스퀘어. 빌딩 숲들 여기 진짜 밤 되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오케이 5, 5달러 내면은 돈 깎아주겠다 이거 지금 쇼네요 이거 쇼고 이거 쇼네 이거 아 됐어 저기도 씨발 이건 지금 연극 같은 건데 보니까 LA로 따지면 아까 헐리우 분위기인데 헐리우드는 상대가 안 되네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아주 파리가 돼 저기 서브웨어로 또 써있네 저기는 거의 다 안 써있는데 아또 여기 알바들 많이 있네 여기 여기 완전 동대문 느낌이야 동대문 여기 식스 에비뉴가 브로드웨이였네 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브로드웨이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어제 왔던데 요제비 와가지고 중간에 못 봤는데 말로만 듣던 타임스퀘어 광장 이런 거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면 존나 좋아하겠다 배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요즘은 스마트폰이 모든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넷부터 내비게이션부터 뭐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그 퍼, 터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특히 늦은 밤에 정말 그 중요한 타이밍에 어, 정말 그 좌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거나 정말 꼬도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폰은 정말 저가 폰에다가 또 삼성폰이 또 배터리가 아주 빨리 닳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때 정말 또 보조 배터리도 없어요. 저가형이다. 저가형이라서. 그래서 참 배터리 충전이 정말 그 저한테는 시급했고. 아, 여기는 비어 오토리티라는 곳이 This is cool. Fucking cool. Oh my god. I want to have a drive to be here. Okay, fine. Um, <laughs> I'm looking for the menu, but I don't know anything. So, hey, is not my type. 지금 이건 칼스버크 드래프트 비어 생맥주 칼스비어고 칼스버크 칼스버크 여기 지금 오늘 낮에 아, 타임스퀘어랑 브로드웨이를 처음 돌아봤는데 봤는데 어 진짜 어, 사람도 많고 정말 화려하더라고 그 구간이 뭐 그 화려한 구간이 어느 정도 크긴 그렇게까지 뭐 전체를 다 뒤엎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단했고 그리고 아 나는 서부에 살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내가 차로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잘 안 안 걷잖아 그래서 아 간만에 걸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맥주집이 있길래 여기 왔는데 근데 뭐그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뭐 동부가 뭐 사람들이 싸가지 없다 그러는데 아까 그 선글라스 살 때는 좀 싸가지가 없었어.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버릇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바에서 춤추고 놀고 이게 분위기 좋네. 생각보다. 어, 뭐이 저희가 엠파이어 스테 빌딩. 근데 보급 백화점은 아닌데 뭐 네. 블루몽데일이라고. Very good.

사실 여기 현지인들은 이런 거 오는 게 귀찮아할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죠. 예, 처음 온 사람들이야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야 근데 여기 360도 해안, 해안 뷰가 끝내주네. 저기 예? 이제 삼각형. 저기 삼각형. 삼각형이 저게 브로드웨이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브로드웨이. 음, 삼각형 저기 브로드웨이. 아까 우리가 봤던 비딩저이 있네 호드슨 강이 어디예요? 여기 이제 보고 이제 저로 갈 거예요. 음, 요 예. 저기 저 다긴 다리 있어요. 저게 음. 진짜 길어요. 저기 다리가 음, 베라장어 브릭지라고 음, 저게 엄청 길어. 음. 할렘이 저쪽이죠 할렘 쪽쪽. 뒤쪽 여기가 진짜 다운타운은 여기 말고 여긴 미드타운이니까 네. 저 밑에 건물 시작되는 데 있죠. 네네네. 네, 네. 저희가 다운타운이에요. 저희가 다운타운이에요. 네. 건물 시작되는 데가. 네. 그리고 저 다리 넘어와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저쪽이 이제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저 밑으로. 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이 광이랑 두 개 만나는 게 삼각 삼각형이네요. 네, 그렇죠 음. 여기는 어디죠? 저희가 이제 플러싱이고 아야 플러싱이라 여기 뉴저지. 뉴저지. 네. 여기 아까 우리 여기 돌던 자자 42가. 예, 면허증. 저, 저, 저, 저, 우 저기 저 끝에까지 저기 다리 있는데 있죠. 예. 예. 저좀 더 넘어까지가 맨하탄이에요. 그러니까 섬이야 여기도. 지금, 지금 몇 층짜리죠? 저게 아마 저게 100, 100, 1 0 0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여기 뉴욕시에서 제일 높나요? 원래 저 옆에 있던 게 네. 한 8년 전에 젖은 건데 네. 저희가 제일 높은 거였거든. 음,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느새 지었나요? 저 저게 진지 얼마 안 돼. 저 호날두가 저기 집산 거예요, 저기. 아, 호날두가 저기 살고 네, 있어요? 저기 하나, 저 펜트하우스 같은 데 있어요. 여기가 브루클린이고, 브루클린, 저기가 퀸즈. 퀸즈. 음. 그 다음에 저기, 저쪽, 저 아파트들, 네. 저기 끝에 있는 아파트들 보이는데, 섬 있는데. 네, 예. 저쪽이 브롱스. 저쪽 브롱스예요 여- 직장인들의 쉼터, 직장인들의 쉼터. 네. 밥 먹고 나와가지고 밥 먹고 밥 먹으러. 애들 뭐 어디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공원 음, 나가서. 네, 빨리빨리 해가지고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애들 은 점심 시간이 막 20분씩 안 돼요. 네. 한시간씩밖안 줘. 15분? 저희가 저는 연금 뮤지컬 거든요 여, 여긴 아니야? 아까 내가 말했는데 거기 여기 여기는 브로콜 여기는 할데 없고 여기는 환경주의고 이런 레빈 유사인은 없어 스트리트 사이드 아, 그 연극거리는 여기가 아닌가요? 네 여기 보죠 저 스트리트 아, 여기가 JFK 공항이구나 화요일 날 6시, 9시. 잘 다녀오세요. 여기 사에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직접 먹으러 와본 건 처음. 여기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K타운이라는 얘기죠?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가는 페리를 타는 입구 어. 나는 이게 비엔나 소세지 하나 분량에 이렇게 빵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야.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걸 얘기했다고 왜 지가 지랄이냐고. 돈부에 와서 이렇게 기분 잡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난 나머지 어차피 그 집에서 나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어, 첫날 방 하나를 얻어서 내가 쓰고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다 밖에서 자더라고. 거기는 집 하나에 여럿이서 쓰는 곳이었어. 그리고 엄마네 집이 아니었어. 엄마 친구네 집이었단 말이에요. 내 엄마 친구네 집이었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어. 어쨌건 내가 그 엄마 친구분한테 아 저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내 눈치 보면서 문을 열어주길래 내가 나갔어. 나한테 전화 번호데 전화 안 받았죠. 전화 자고 왜,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혼자서 어 무작정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어 내가 기억하고 있던 어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 거기로 갔어요. 좀 서둘러야 됐어요. 근데 또 문제가 뭐야 그때 또 배터리가 없었어 그래서 어 굉장히 그 배터리로 내가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걸 내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버스를 타고 버스를 일단 잡았어요 근데 버스를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어 이제 그 터미널이 내가 제일 처음에 동영상 찍었던데 그 석고상에 있던데 거기를 되게 차, 어, 찾아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구조가 특이하게 돼 있어서 그거를 또 이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다시 그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층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또 어, 노숙자 아저씨가 달아붙었어요 내가 못 찾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자, 보자마자 바로 달아붙더라고요 그냥 그지요 그지 내가 그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내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마지막 쳐저 거의 못칠 뻔했거든 요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 바로 버스에 올라서 왜냐면 버스를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충전을 해서 어 내가 내리는 곳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유저, 유저지의 킹스파라는 곳이에요 거기 제가 예전에 LA에서 어떤 여자분한테 거기가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원래 거기를 갈라 그랬었어.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두가 어, 아, 고민했죠. 여기서 충전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물론 충전에 시간 많이 걸리죠. 해서 좀더 어, 킹스파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버스가 언제 끊길지 모르겠는데 빨리 타버릴까 저는 빨리 타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 엄마 친구, 친구분들한테 네. 너 먼저 가겠다고 이유는 말 안 하고 죄송합니다고 아, 웬일이냐 그래서 아 그냥 다른 데 있다가 가든지 하겠다고 아. 거기서 3 2 5번 거기서 배차구에서 타고 왔는데 나는 이제 구글에 나와 있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드 브로드 에비뉴하고 예. 해리엇 씨가 예. 이스트 해리엇 예. 거기 그게 전광판에 안 뜨는 거야 근데 아. 내가 딱 봐도 어이 근처인데 그리고 버스가 버스로 탔더니 어 일단은 그 허드슨강을 건너서 유재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그 정류장 이름을 정류장 명칭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류장 명칭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리는 곳이 페리세드 파크였어요. 거기 가는 도중에 꼭 어, 이쯤에 내려야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쯤에 내려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페리세드 파크라는 그 사인이 있어. 거기서 내렸어야 되는 건데 난 혹시나 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정류장 이름이 나올 때까지 정관판을 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 내리기 시작하고 기본 프로를 엄마가 미워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 지금 어, 디냐 어디냐? 그래서 나도 이거 어딘지 모른다. 여기 왔는데 지금 어딘지 몰라서 지금 우버로 부를까 한다 그랬더니 한인택시 부르래요. 그래서 내가 아 뉴저지도 있나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야. 예. 아니 근데 그 저기 아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 그 그 어머니하고 친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저희 엄마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 버스 드라이버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타운 세 개를 세 개를 건너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전 내렸어요. 일단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멘붕에 빠진 상태에서 어, 여행 가방을 밀고서 좀 걸어가다 보니까 커피숍처럼 생긴 거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커피숍은 아니래. 뭐 예전에 커피숍인데 지금 아니라는 거야. 무슨 사람들이 뭘 이렇게 흑인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슨 동호회식으로 막 뭐 밤에 뭘, 뭐, 뭘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어, 코드를 지금 전화 충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 때마침 그 바깥에 어, 벽돌로 된 집이었는데 바깥에 거기 그 코드 꼽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충전을 하고 어, 엄마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또라이 같은 놈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엄마는 어, 유저지의 한인 택시를 불러주겠다. 그래서 그 한인 택시를 잡아서 타고 어, 킹스타까지 가게 된 거죠. 가격은 LA하고 같았어요. 특별히 더 비싸고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유저지 어, 주에 있는 어, 킹스파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오신 분한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된 것인데 어제 새벽 2시에 내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아, 정말 극적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새벽 3시부터는 입장 안 가서 운이 좋았죠. 들어올 때 45분인가? 세더라고 근데 10% 어, 깎아주겠대요. 어, 일단 어, 카운터 아저씨가 되게 좀 친절해 보였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아,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공짜 컴퓨터가 많은 데는 뭐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가 옛날에 2008년에 참 스파 사우나를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통틀어서 이렇게 좋은 스파는 처음 봤어요. 굉장히 크고 섹션도 많고 어, 킹 스파 말 그대로 어, 가구나 이런 것들을 다 어, 왕들이 쓰는 그런 느낌의 어, 약간 클래식한 가구들을 다 설치해놓고 창은 좀 작은데 어, 정말 어, 킹스파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네요. 가격값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22일 그 오전에 그냥 나가야 되니까 그냥 그 가격으로 된다고 24시간 조금 넘는데 어,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은 아, 술을 안 판다는 거. 그게좀 단점입니다. 나머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35불에서 12시 넘어가면 10불 더 추가해서 주죠?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원래 12시 넘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35불만 더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어. 음. 엄마한테도 그 동생 되시는 그분이 어, 하여튼 기분이 좋으셨는지 일단 또 드시더라고요. 운전하셔야 되는 불구하고 근데 그분도 뉴저지에 사시는 분이시고 엄마도 여제 예전에 유저에서, 유저지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네티컷 주에로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고 계시죠. <clears throat> 근데 아까 그 택시 운전 기사한테 제가 뭐 개변을 늘어놨지만 긴 시간 동안 유저지에서만 살았다고 그러시더라고 보통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 거길 떠나질 않고 거기만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도시에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뉴욕이나 뉴욕 근처에 사는 사람이 LA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LA에서 사는 사람들은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10명 중에 7, 8명은 가보지도 않았대요. 어쨌든 거기서 술 한 잔 마시고 친구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 앞에 나를 내려다 줬는데 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짐을 찾고 네, 네. 엄마가 단전실을 네, 네. 같이 타고 시간이 좀 남았지만 저는 하필 12시였거든요. 아 여기 복 그 자체가? LA로 가는 비행기가 어쩔 수 없잖아요. 아, 바로 어, 상관에서라가디아라가디아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각보다 멀지가 않았어요. 엄마 친구분이 엄마를 픽업하는데 어 쉽게 말해서 유저지에서 뉴욕주 거쳐서 커네티컷까지 커네티컷 주까지 가서 엄마를 픽업하고 쉽게 말해서 주 두 개를 횡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거리가 짧아요. 주, 주를 두개가 횡단했는데도 거리가 짧은 건 옛날에 처음에 미국의 영국인들이 넘어왔을 때 처음에 동부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부 역사 때는 그때는 먼 데를 못 가니까 기술상 가까운 그 조그만 조그맣게 줄을 짓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남아있는 1달러짜리 두 개를 꺼내서 연결된 번호를 하나씩 드렸다. 그 두분도 역시 친구분들이기 때문에 어, 연결된 번호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뉴저지 킹스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컴퓨터다.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갖다 놓은 사우나는 본 적이 없다. 오래다시겠습니까? 어, 차통이 됐네. 음. 아, 지금 이게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가는 허드슨 강 건너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 허드슨 강 아니죠? 아니잖아. 이거 지금 플랜 플랜 플랜 리버고 플랜 리버가 저 남쪽으로 가면 이스트 리버랑 만나요. 오. 그 허드슨 강은 저 웨스트 마라탄의 웨스트 있고 지금 마라탄의 동쪽으로. 어. 맨하탄에서 동쪽으로. 그렇죠. 맨하탄에서 동쪽으로 가야죠. 맨하탄이 웨스트에 있으니까. 못 봤죠, 저 예, 아직은 없었어요. 확실히 LAX만큼 큰 공항은 없구나. 잘 들어가십시오. 예. 엄마 갈게요. 예. 갈게요. 테레폰한테 연락 주세요. 예. 갈게요. 예. 들어가세요, 엄마. 네. 갈게요. 거의 한 8시간을 제가 그냥 대기를 좌쪽 음, 거기서 불편한 아주 불편하게 자고 그렇게 LA로 LA로 돌아가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거꾸로 됐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 뉴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라가디아로 왔어야 됐어. 엄마 친구네 집이 플러싱인데 플러싱에서 라가디아 공항이 코앞이에요. 근데 나는 결국 반대로 온 거잖아요. 뉴악에서 유저, 유저지에 사시는 줄 알고 유저지에 왔다가 플러싱까지 또 가야 됐고 또 집에 갈 때는 LA로 갈 때는 또 내가 라가디아를 했잖아요. 근데 <laughs> 내가 마지막에 있을 땐 내가 유저지 킹스파였잖아. 그러면은 유아코 왕으로 했으면은 딱 맞았는데 모든 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네 공항이. 공항 자체가 깨끗하고 잘났어 공항.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잘돼 있고 텍사스 내 친구 제프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녀석이 텍사스 말이 있는데 텍사스 어디 먼데 갈 때동심는 네, 가지 않게 가고 정말 힘들기만 하고 좋은 기억이 원라이엇 원레인저 So in New York, she said, I can take back my baggage in LA because, you know, I'm, I'm beer here and... Yeah, yeah, yeah. So my last destination is LA, and she said uh, it's got no problem. I can take back my baggage, just uh, only in LA. So I wanna, I wanna make sure. So it, it, no problem.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for us. 11번으로 왔어요.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Actually, I, I was uh, gate number 13, but they called my name to 11. Yeah, you're going to LA, right? Yeah. Okay. Yeah, so you're going to be there 12 Thank you. Thank you. So not... I'm sorry. 했을 때 그 엑스트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 배터리가 없는 바람에 아 정말 그 간당간당했어요. 뭐 여러 순간이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 그 특히 그 삼성이 참 안 좋은 게 그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달아. 그리고 충전하는데 시간 존나게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맨하탄은 원, 원래 또 되게 가게들도 많이 있고 그 가게들 혹시나 누가 만약에 맨하탄에서 큰 뭐 크든 작든 뭐 커피숍 같은 걸로 했어 근데 그 테이블마다 차징 스테이션이 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충전하는 데가 다 있어 내가 봤을 때 그 집 100% 대박난다 맨하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 현대 현대 시대 지금 현재 이 사회 사회 구조 자체가 어 배터리 충전하는 데가 없어 근데 누군가가 그런 그 편의를 따로 만든다면은 그 가게는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거야. 차별화. 뭐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뭐든 똑같지 않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은 무조건 그 사업체는 대박이 난다. 그거는 어 명백한 사실이지. 사람들이 필요로 한게 필요로 하는 걸 어 그걸 충족 충족이 돼야 뭐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은 항상 필요한 걸 찾는 거니까. 특히 맨하탄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에는 특히 나 같은 그 여행자들 스트레인저들에게는 정말 그 배터리가 나가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뭐 야간에 좌초돼가지고 밤에 뭐 차가 다 끊기고 막 갈 데 없는 상태에서 밤에 이렇게 길을 헤맨다면은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별의별 온갖 일들을 다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 정말 그 배터리는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여행은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나는 정말 운이 조, 좋았고 물론 내가 어, 어떻게든 어, 좌초,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어, 근데 또, 돈만 좀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뭐. 그지들, 그지들이 알아서, 알아서 도와주니까 와서. 어, 걔들이 원하는 건 돈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어, 길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어, 좌초되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 서로 이렇게, 어, 상부상조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어, 정말, 뭘 모르는 사람들, 뭐 나이 드신 분도 어린애 이런 애들한테 정말 어, 그런 상황이 위험한 거죠.